불러버려. 디호야. 누나. <laughs> 오, 디호 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깜짝 이벤트로 <laughs> 염정아 씨 아들 엑소 디오 씨와 연결을 해놨는데 왜 엄마라 그런 거예요? 계속. 듣 전화 끝났는데. 어 <laughs> 제가 처음 연결했을 때부터 예. 너무 옆에서 잘 엄마처럼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아. 제가 그냥 처음부터 진짜 엄마라고 그냥 아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기가 끝나면은 이제 뭐 누나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듣는 분도 좋을 텐데 계속 엄마 엄마 해가지고 <laughs> 문정희, 씨, 문정희 씨는 누나고 왜 염정아 씨는 엄마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또두 아이의 어머니시고 예. 당황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봤거든요. 예, 예, 예. 밥을 먹었었는데. 걔네들이 엄마지 네 엄마는 아니잖아요. <laughs> 그 이후에 그래서 누나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마 누나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네.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너무 귀여워. 귀엽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2살입니다, 지금. 아, 스물둘. 어, 스 네. 네. 지금 어디에요, 지금? 저... 네, 지금 저는 엑소 친구들이랑 광고 촬영 현장에 아, 그렇구나. 아, 광고, 광고 촬영 현장? 우리 네. 그두 분이 같이 촬영하면서 엄마 이제 아들 역할로 이제 카트를 촬영하시면서 네. 그 같이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씬. 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맞는 신이 있는데요. 아, 누가, 신. 누구에게? 엄마한테. 어. <laughs> 예, 예. 아니 애가 자꾸 네, 제 반항해갖고 네. 한대 때렸거든요. <laughs> 제가. 근데 전 정말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 근데 근데 아니 정말 많이 리얼하게 때렸나 봐요. 아 근데 여보세요? 여봐요. 근데 그때 맞은 하나도 기, 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알아봤 네. 하나, 도안 아팠다고요? 네. 너무 너무 잘 때려주셔서 <laughs> 안 아프게? 네. 안 어디, 아프... 어디를 맞았어요? 딱이요 제가... 뭐. 딱이요. 네. 어, 딱이. 뺨, 뺨을 맞았어 아, 쌍 싸다고? 네. 어. <laughs> NG가 나진 않았었는데 불꽃 싸다고 맞았구나. 어, 내가 두 번 때렸지, 경수야. 네, 두 번 맞았는데. 어, 두번 때렸어요. 세게.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정말. 웃기지 마요. 아팠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아팠죠? 어, 그게, 엄마.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아팠잖아요. 솔직히. 좀... 맵긴 했었어요. 되게 매우실 것 예, 같아. 예, 왜냐하면 근데 어. 이 따기 때리는 씨는요 한 번에 세게 때려서 끝내야지 잘못 때리면 네. 계속 그런 가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진짜로. 네. 그래서 몇 개 때리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예? 음. 어, 처음 영화 촬영이었는데 네네. 아, 어떠셨어요? 어, 저는 너무 배운 것도 많고요. 음. 그냥 저한테는 그냥 평생 기억에 남을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럼요. 첫 영화고 배울 게 많죠. 처음인데 배울 게 없다 그러면 배우가 아니죠. 네. 네. 첫영화에첫 사다고. 네. 예, 기억이 나올 만하죠. 염정아 누나 어. 엄마한테도 음성 편지 하나 남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염정아 누나 엄마 이렇게 하시면서 음, 음악 깔아드려도 됩니까? 음악은 빼주세요. 음악 빼! 이, 이, 이, 이 모자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저아 누나 엄마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배우로 그리고 멋진 가수로 엄마한테 멋있는 모습만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럼. 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 그래, 아니 지금 자 영화 영화의 OST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디오의 외침 듣고 올게요.